안녕하세요 익선입니다 네. 오늘 어. Q&A 찍으러 왔어요 너 되게 예뻐졌어요 지금 네. 장난 아니에요 미모가 진짜 누가라 뻔했잖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어. 본인은 계속 많이 붓기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예뻐요 진짜 성공 완전 대성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Q&A 영상 음. 근데좀 질문이 많아요 굉장히 아 질문 몇 개 안 되는데 그리고 나 진짜 축하드려 500명 500명 아, 500명 맞아. 축하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반만 더 보면 이제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 맞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음. 구독하기를 엑스선이 TV 음, 눌러주세요. 구독 <laughs> 눌러주세요. 좋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어 겹치는 게몇 개. 네 겹치는 질문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이런 거부터 해야겠다. 네, 음. 이거부터 하다면 이제 공식 질문이죠. 펌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거 궁금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궁금해. 나도 몰라. 아 진짜 어, 어 몰라? 우리도 몰라. 몰라. 아, 아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 아 왜 숨기셨죠? <laughs> 왜 말 안 하셨나요? 네. 맨 처음에 아,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말을 못 <laughs> 그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제가 처음에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오락실에서 시간 때우다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음. 음. 그러면은 그때가 언젠가요? 펌프를 그 시작한 음. 그때가 몇 월 며칠이죠? 그게 2019년 <laughs> 3월 어. 27일 을 기점으로 전 시작했다고 생각을 어. 하는 게 근데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적어놨었어요 왜냐면 그렇군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었었는데 아, 음. 아이 날짜를 기억을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음, 3월 27일 3월 27일이네요. 네, 기억하겠습니다. 적, 어놓겠습니다 어, 자주 가는 오락실은 어딘가요? 자주 가는 오락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신촌 지플렉스. 아 그렇죠. 거기서 어. 방송도 하시고 이제 맞아. 콘텐츠도 많이 네. 하시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스트리밍 방송을 거기서 하시니두 번째로는 우리 현칠 스튜디오. 맞아 맞아. <laughs> 두 번째 많이 가는 네, 오락실. 맞아, 맞아, 맞아. 그쵸? <laughs> 이거 궁금해요. 음. 펌프를 하시면서 이제 목표가 어떤 것인지 <laughs> 어드로블님 안, 안, 안 적어놨나? 아. 어드로블님이 펌프를 하시면서 목표. 아, 근저 목표가 되게 대답이 허접할 수 있는데 네. 목표가 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 아, 제 그러네. 성격이 원래 금방 좀 하고 질려하고 금방 안 하고 이러, 이러는데 지금 되게 오래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펌프를. 지금 1년째 음.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어, 꾸준히, 꾸준히 하는 거를 목표로 음. 하고 오. 있어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네. 펌프 말고 또 즐겨 하는 게임이 있으신가요? 아 요새는 없는데 그 음. PC 게임 중에 <laughs> 사이퍼즈라고 사이퍼즈? 그, 혹시 이거 총싸움인가? 아 아니 아니 그, 그... 총싸움 아니야? 총 쓰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롤같이 여러 가지 아 능력자들이 있어서 5대5로 행사도 벌이고 공성도 하고 그거 언니 그거 게임 방송 옛날에 어, 하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나 기억나. 신기하다. 어. 아, 그럼 내가 네 내가 질문한 건데 이거 펌프 말고 또 다른 취미가 있는지 제가 음. 어, 이거 질문했거 이거 주, 중요하거든요. 다른 네. 합의. <laughs> 중요해? 아, 네. 이 펌프 말고 다른 취미는 그냥 제가 약간 바느질 하는 거 좋아해서 바느질 같은 아, 거 잘하더라. 언니가 보면 어. 악세사리 이런 거를 굉장히 음, 예쁜 걸 잘 많이 음. 하고 다녀. 이제 그리고 음. 요리 요리하는 거 인스타 좋아. 보니까 요리를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거 완전 반했잖아 이거 후추 이거 하는 거 아. 이거 어, 이거 아니 저 셰프 어. 아니야? 후추 그라인더? 어, 어 후추를 이렇게 두둑두둑 난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설명에 후추 후추 이러는 거여서 후추 후추 아, 근데 그게 요리도 잘하고 그냥 그냥 가루 후추 어 맞아 그거랑 틀린가 그거, 그거보다 후추, 그, 통후추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맞아 후추 후추 네. 훨씬 더 뭔가 풍미 있어 아, 그렇군요 음. 어, 어떤 분이 이거 이거 이거 물어봤 네. 예. 이거 이거 어떤 아, 분이 물어 그 펌프 채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채보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채보. 음, 가장 마음에 드는 채보는 더블로는 슬램 23. 더블 23이고 더블 23이요? 더블 23. 아,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못 해요. 제가 못 하는데 그 그거를 알고 있어요? 아, 그걸 얘기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슬램 더블 23이랑 오. 탈랑크스 싱글 22인데 그 이유는 음. 슬램 더블 23을 하는 거를 봤는데 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해 간지? 누가요? 아니 간지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밟으면 뭐 어, 없잖아요. 어, 이상하게 밟고 말고 제대로. 제대로. 그러니까 아, 제대로. 정답. 칼랑커스 싱글 22랑 슬램 더블 23 둘다 음. 공통점이 뭐냐면 격발을 잘 쓴다는 아. 건데 아. 격발을 멋있게 잘 쓰는 걸 멋있게 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당장 격발을 밟으세요. 멋있게 밟으세요. 언니나요. <laughs> 아, 언니가 제일 못해. 격발을 제일 싫어요. 아, 언니아 격발은 저는 네. 싫어요. 저는 멋있게 싫어요. 저는 싫어요. 격발 멋있게 잘 쓰면 약간 사람이 좀 <laughs> 약간 어. 멋있고 똑똑해 보인다고 했나? 약간 맞아 맞아. <laughs> 그런. 그래서 좋아하는 체보가 음. 네. 격발 체보구나 그러면. 격발을 잘 쓰면 멋있어서 어. 그게 이유고. 그다음에 가장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체보. 체보는 사실 말타기 많이 아, 나오고. 아 맞아. 발정 어렵지. 솔직히 말하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이러잖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말 타기도 진짜 박자를 갖고 노는 있어. 사람들은 하면 멋있는데 네, 어설프게 하면 나는 이상해. 멋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서. 아니야 진짜 잘 타는 음. 사람잘 타고 딱 빠다닥 어. 아니 되게 쉽게 잘 밟더라고 잘 타는 사람들 보면은 음. 또 음. 아. 차라리 말 타기보다는 떨기가 더 멋있지 않나. 저는 음, 음 네. 만약에 뭐 할, 할 거면 어. 음. 구독자 500명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아, 음. 어드 1을 언제 딸 거냐고 아, 제이교수님이 <laughs> 궁금하신가 봐요. 아, 날짜 말해주세요. 몇 월 며칠. 지금 근데 이제 집착하고쉬고 계셔. <laughs> 방 언니께도 엄청 집착했었어. 네. 언니 어드 1딸 때도.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드 1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 합니다. 네. 아, 한, 한 3개, 네 개 깨지 않았나? 아직 모르겠어. 몇개 깨야 되지? 20개 아니에 25개인가? 25개. 어. 이, 몇, 며칠? 20일. 아직 멀었어. 20, 지금 20 하지도 어. 못해. 어. <laughs>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조금만 음. 조금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언젠가 깨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음, 네. 어, 질문을 주셨는데 꺼림직한 S19 대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S19 어떤 체보가 더 낫냐 이거 질문 같은데? 제가 이거 체보를 몰라요. 그럼 꺼림직한은 내가 막 그 롱노시 막 꺼림직하게 나오는 거고 음.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거 뭐지? 저속. 저속인데 아, 진짜 나오는? 아, 아 그거 알아,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어. 제 생각에는 꺼림직한이 난 것 같아요. 차라리. 어. 네. 이거는 아예 사람들 보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 노래도 저는 꺼림직한이 더 좋아요. 음. 사이버틱 같은. 네, 네. 아무튼 이런 노래. 어, 고양이 키우게 된 계기. 고양이 아 고양이를 키우고 있구나. 음, 아싸 언니님이 고양이 네. 키우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계기는 좀 가볍게 느낄 수도 있긴 한데 귀여워서 음. 귀여워서 처음에 너무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랜선 집사처럼 계속 사진 보고 좋아하고 이렇게 아, 하다가 고양이 사진. 음, 음 그래,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데려왔죠. 어. 네. 그러면 처음부터 두 마리 키웠어? 요 아니면 처음에 한 처음에 마리 한 마리 키다가 이제 또 다시?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아, 아, 둘이. 네, 첫째가 2011년생, 어. 둘째가 2010. 6년인가 17년. 어, 아, 그니까한 마리 키우다가 이제 둘째를. 어. 둘째는 진짜 어쩌다가 저희 저희 집에 음, 오게 된 거고 음. 버려진 고양이였어. 음. 근데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 분유 타가지고 저, 먹이고 어. 호 좀다 받고 이렇게 키웠고 첫째는 엄마한테 다 교육받고 뭐하고 해서 어. 한 3개월 때로 어. 역시 집사님 그러니까 <laughs> 집사님 꼬리안 가브리엘님이 앞으로 유튜브 컨텐츠 어떤 영상을 올리고 싶은지 음. 아 저는 일단 음. 지금 하고 싶은 컨텐츠는 제가 UCS를 직접 찍을지 모르, 모르거든요 근데 음. 배워서 UCS를 찍어서 약간 어, 다른 곡이랑 합성하는 거? 음, 지금도, 채보를 찍어 어, 지금도 우 아, 올, 올려놓긴 했는데 좀 제가 직접 하는 거. 그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제작한 게 어. 많은데 어. 저는 일단 맞아, UCS를 일단 찍어서 올리 그러니까 원하는 곡 있잖아요. 펌프에 없는 그런 음. 곡들, k p o p 이라든가 음.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UCS랑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영상을 일단은 음. 그걸 제일 하고 싶어요. 음. 엑스선이 빨로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제일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근데 여기 적어놨는데 네. 저 일단 꽃말을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음. 하고 그리고 꽃은 감성적이다. 일단 솔직히 꽃 다 좋아해요. 아, 꽃좋아요꽃 엄청 음. 좋아해요. 꽃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꽃마다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뭐 음. 뭐 안개꽃은 안개꽃 나름대로 예쁘고 장미는 또 장미 나름대로 예쁘고 음. 뭐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꽃말이 되게 꽃만에 따라서. 어. 네, 혹시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이나 꽃말을 가진 꽃이 있으면. 그건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라요? 저는 친구한테 음.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우정, 뭐, 사랑 이런 어, 거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드릴 수도 있고, 뭐 음. 뭐 할머니한테 드릴 수도 있고. 그, 래서 나는 꽃은 약간 음. 더 뭔가 마음을 따라.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음. 좋아해요. 응, 더 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희 네. 질문인데요. 네. 펌프하면서 가장 기쁠 때 그리고 가장 아. 짜증날 때 음. <laughs> 둘중 아. 하나 솔직히 펌프하면서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음. 제일 짜증나는 순간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짜증날 때 많죠 <laughs> 짜증날 때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짜증... 하나만 꼽으, 꼽으라면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방송에서 <laughs> 방송에서, 방송에서 관련된 아, 거야? 아, 그러니까 아, 이럴 수가 아, 진짜 음. 어떤 분이 시키셨는데 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아, 그런 그치. 아, 거였어요. 아, 살짝 나 찔리는데 언니한테 좀 시켰었거든 옛날에. 아 왜 그러셨어요? <laughs> 또 반대로 가장 기쁠 때좀 펌프하면서 아 이럴 때는 진짜 기분 좋다 뭐 이런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음, 뭐 당연히 뭐 다들 그러지 않을까? 약간 못 깨는 어, 거였는데 깼, 다고 네, 네, 네, 네. 맞아 맞아 그럴 때 진짜, 진짜 내가 도저히 맞아. 아 근데 그거 하나 기억난다 파라크스였나? 파라크스 더블 18이었나? 음. 딱한 개 때문에 음, 깼어요 음. 오, 오히려 만약에 한 개를 더 제대로 밟아서 음. 한개 때문에 음. 깼어요 딱한 아, 그럴 때 진짜 기쁘지 그때가 음, 생각지도 못하게 어. 딱 되면은 아 이거는 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헨리 무디님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음. 원래 유튜브는 계속 하고 싶었었는데 처음부터 펌프 유튜브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음. 그냥 유튜브를 막연히 그냥 하고 싶다 이 생각을 아, 진짜 오래 그때는 그 그거였어 요 약간 메이크업 쪽으로 하고 싶다 오. 어. 맨 처음에 펌프 그때 안 할 때였고 메이크업이나 맞아.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거 음. 한창 음. 떴을 때 있잖아요 유튜브 그치 그치 장난 아니었어 엄청 많이 보고 나도 이런 거할수 있다 탈수 있지 않을까? 음. 막 이러면서 막 아니면 남자친구 생기면 음. 데이트하는 거 커플 브이로그 맞아 맞아 그, 몰카 말 몰카 서 그게 되게 유행했어 아 너무 너무 설렌다 어, 어, 그거 그런 거를 너무 하고 싶어 약간 무엇이든 일단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뭐 커플 유튜브든 음. 아니면 뭐 일상 유튜브든 뭐 몰래 카메라든 막 약간 음. 그런 거 그런 거를 되게 하고 싶다 생각하다가 또 먹방 이런 것도 좋고 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다 생각을 하다가 음. 펌프를 하게 됐고 음. 어, 그래요 한번 해보고 싶다 계속 생각만 하다가 처음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렸는데 음.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음. 신기해가지고 음. 어, 조금 더 해볼까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또 라이브도 그냥 해볼까? <laughs>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 이렇게 다 따라줘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막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고 해야지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음. 이루게 돼요. 그리고 즐거 즐거워서 하는 거고. 그치 재밌어야 즐겁지 맞아. 않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 어, 내가 맞아. 제일 맞아 는게 즐겁지 않았으면 맞아 맞아. 그 진짜 나, 내 생각에는 못 하는 걸 올렸는데 되게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음. 어나 음. 되게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음. 그쵸 <laughs> 진짜. 그러니까 막, 막 그렇게 하니까 하게 된 거죠. 혹시 오, 구독자 500명 분들한테 마, 할 말씀 있나요? 마지막으로? <laughs> 네. 마지막으로. 예. 네.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아, 500명의 그럼... 구독자에게. <laughs> 여기 여기 저도 구독자거든요. 아, 나도 구독자. 나도. 네. 나는 나두 개로 했잖아. 아 예. 진짜? 네, 현출이랑 어, 현출이도 구독자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현, 허니현도 구독자고 아, 저희도 다 구독자예요. 아, 개인 네. <laughs> 여러 개 있으신 분들 다 구독 한 네, 번씩 눌러주시고요. 500명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열심 아, 열심히 솔직히 못할 것 같고. 그 꾸준히 할게요. 꾸준히. 네, 음. 감사합니다. 음,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500명 음. 정말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라이브에서 만나요. 이상한 곡 시키지 마세요. 짜증나요. <laughs> 아 근데 늘긴 늘어야 돼 사실 아, <laughs> 짜증 뭐야 어. 짜증나지만 하긴 해야 된다 약간 어. 내, 내 실력에서 약간 할 수 있을 정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어. 되고 응. 음.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어. 삼출이도 음.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가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